놀이라고 하면 만능 아이템 뭔가 몸에 그 홍익인간의 그 정신처럼 모든 것을 이롭게 한다는 느낌처럼 물 equal. 안녕하세요 다노의 에디터 레아입니다 다노의 마스터 코치 베니 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밸런스 게임 이후로 요청사항들이 있었어요 댓글에 제가 중국 당면 먹어도 돼요? 요이 얘기에 베니 코치님의 그 할 말 한자를 굉장히 갖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왜 가지고 싶어 하시죠? <laughs> 그럼 네. 지금 캡처하시면 됩니다. <laughs> 그러면 오늘은 뭘 하면 되죠? 저번에는 레아님께서 문제를 내주셨는데 네. 오늘은 제가 문제를 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어, 무슨 문제요? 예 다이어트 상식 퀴즈입니다. 오늘 퀴즈는 OX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보시는 우리 단호블리 분들도 한번 같이 도전해보시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주면 살이 빠진다? 많은 다이어트 후기들을 보면 식단표 중에 항상 들어있는 반이 하루 2리터 이상 물 마시기였거든요. 여러분의 선택은? <laughs> 정답도 알려주시나요 바로? 정답은 뒤에서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두 번째 다이어트를 할 때 물 대신 녹차를 마시면 감량 효과가 두 배다? 저 이거 알아요 5예요 오. 왜냐면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죠. 그 카테킨이라는 성분은 체지방 감량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카테킨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약을 뭐 이렇게, 이렇게 많이 파는 업체들이 많은데 그게 다 그렇다고 빠지다는 뜻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 디서 <laughs> 읽으시는 답변 같은데 어... 저희 여기 뭐 프롬포터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문제지만 나와 있어요. 네. 여러분의 선택은? 자, 그럼 세 번째. 차가운 물을 마시면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를 더 태워서 살이 잘 빠진다? 찬물, 따뜻한 물 굉장히 굉장히 찬반 논란이 센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오! 왜냐면 제가 일단 찬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 정신을 그냥 믿고 있어요 찬물이 내 몸에 들어오면서 몸과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몸에서 물을 좀 온도를 높인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부부부부부부 여러분의 선택은?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물은 식욕 억제에 도움을 준다? 저는 완전 yes. 왜냐면 물 equal 천연 식욕 억제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선택은? 그러면 본격적으로 1번부터 베니 코치님의 그 전문가의 입장으로서 물이 도대체 천연 식욕 억제제가 맞는지 만능 아이템이 맞는지 제대로 정보를 한번 뽀개고 가볼까요?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요.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주면 살이 빠진다? 정답은 X입니다. 어... 왜 엑스인지를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은 물이 다이어트에 좋다는 사실 몸에 좋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왜냐면은 이 물이 우리 몸에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인데요 신진대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몸에서 생명 유지를 위해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활동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잘 마셔줘야 우리 몸을 계속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소비하는 활동이 원활한데 부족하게 되면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에너지 소비를 덜 하게 되고 되고 그러면은 칼로리가 덜 소비된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오가 맞지 않나요? 네 여기에 이제 문제 속에 함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루에 2리터를 드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개인마다 좀 필요한 물의 양을 계산하는 방법도 또 따로 있기도 해요 어 이건 진짜 심각하다 몰랐어요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계산법이 나의 체중에 곱하기 0.033을 하면은 내가 필요한 만큼의 물의 양이 나와요 그러면은 체중 60kg이라고 1.98리터 어떻게 알았지? <laughs> 그래서 우리 마이다노 앱에서도 하루에 물 여덟 잔한 잔에 250ml씩 해서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2리터를 목표로 먹을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놓았거든요 그러면 제 몸무게 곱하기 0.033를 하면은 나오는 숫자가 내가 하루에 먹어야 될 물량이라고 인지가 되는데 그럼 그렇게 먹으면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아무래도 개인 차가 있겠죠 레아님이랑 저랑 동일하게 2리터를 먹는다고 네. 해도 만약에 제가 수분이 많은 야채나 과일 같은 거를 많이 먹으면 은 저한테는 그 2리터가 좀 많은 양이 될 수도 있어요 아 그 수분까지 포함 포함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음식으로 얻는 수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레아님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음. 더운 날씨에 운동을 막 밖에서 한다거나 해서 수분 배출이 많은 거예요 그럴 때는 2리터가 오히려 부족해질 수도 있죠 그리고 내가 물을 계산한 만큼 마셨는데 내 몸에 수분이 충분한지의 상태를 사실 소변으로 가장 쉽게 체크할 수가 있거든요 아... 셀프 소변 검사 네. 만약에 소변을 보신 뒤에 색깔을 봤는데 하얀색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투명한 색인 거죠 네. 너무 투명하다 노란빛이 없다라고 하면은 수분이 너무 많은 상태예요 그래서 오히려 물을 줄여줘야 되는 상태인 거고요 가장 건강한 상태는 약간 옅은 노란색 레몬? 어, 약간 레몬 색깔? 레몬의 껍데기 말고 레몬의 그 즙, 즙 색깔 어. 어, 레몬의 즙 색깔이 조금 잘주세요 여기 <laughs> 그래서 소변 색깔을 통해서 아 내가 지금 물을 적게 마셔야겠구나 아 더 챙겨 먹어야겠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노랑에서 좀 짙은 갈색을 띈다라고 하면 은 물이 너무 부족한 상태라서 그때는 물을 좀 충분히 잘 챙겨 드셔주셔야 돼요 그 화장실을 또 자주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가 네. 평균적으로 네번에서 다섯 번 정도를 하루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상으로 너무 많이 가는 것 같다 그리고 뭐 네. 뭐 소변 색깔 봤을 때 제가 말한 이런 기준에서 좀 벗어나는 것 같다 네. 하면은 반드시 좀 병원에 진료를 받아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차가 있다고 라 말씀드렸는데 근육이 많으신 분들일수록 물의 필요량이 좀 더 많아지게 되거든요 맞아 맞아 근육이 많아요? Yes. yes. 네 그래서 이런 개인차도 존재하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소변 체크를 통해서 내 수분이 지금 충분한지를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유튜브 댓글에 물량을 약간 챌린지처럼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도 사실 이거를 조금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수분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챌린지를 더 정확하게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질문 해석으로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두 번째는 다이어트를 할 때 물 대신 녹차를 마시면 감량 효과가 두 배다. 정답은 X입니다. 우리가 이 물에 좋은 효과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맹물을 마시는 게 더 좋습니다 카페인이 근데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가지고 근육 막 운동하기 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고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시던데 네 그렇게 카페인을 부스터의 역할로서 네. 드실 수도 있고요 네. 카페인이 지방 연소에 이렇게 도움을 준다는 말도 이제 있긴 한데 우리가 물 대신 마시게 되면 우리 몸의 아. 수분이 부족해져요 그리고 네. 카페인을 먹게 되면 은 이뇨작용이 돼서 수분을 더 배출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음. 그래서 오히려 몸에 더 수분이 부족한 상태가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신진대사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잘 안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이어트에는 더 도움이 안 될 수 있겠죠 아 그러면 어느 적정량을 마시는 건 되지만 물 대신하는 거는 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렇죠 나는 맹물이 너무 먹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어떡하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런 카페인이 없는 차 종류를 드시는 걸 좀 권장드려요 보리차 어, 그렇죠 보리차나 뭐 현미차 단호 호박차도 저는 카페인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이거는 체크 네. 그래서 카페인이 없는 차! 아 그리고 맹물 마시기 좀 힘드신 분들은 레몬을 넣어서 레몬물 드시는 것도 좀 도움이 돼요 그 레몬 속에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혈당을 낮춰주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비타민C가 또 풍부하기도 하고 음. 그래서 이제 맹물 마시기 힘들 때 좀 좋은 대체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물의 완전한 대체제는 아니니까요 그냥 가끔씩 드셔주시는 걸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레몬물이 있나? 어 오늘 케이크 먹었는데 레몬물 먹으니까 조금 좀 뚠뚠이 친것 같다 약간 <laughs> 그럼 세 번째 질문은 차가운 물을 마시면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를 더 태워서 살이 빠진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 예! 입니다. 네, 그렇긴 한데요. 결론부터 좀 얘기를 하자면은 네. 물의 온도가 영향을 그렇게 크게 주진 않아요. 아... 음. 찬물을 먹어서 찬물이 몸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그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 대사가 조금 더 일어나게 되는 건 네. 맞기는 한데 네. 사실 그게 굉장히 미비한 아... 수준인 거죠. 음. 그래서 우리가 찬물만 막 많이 마시면은 칼로리가 더 많이 소모된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은 수준이라서 아. 살이 잘 빠진다까지 기대하는 수준은 아니다. 또를 해칠 정도라거나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운 물이 아니라 약간의 미지근한 네. 뭐 냉수 정도를 먹는다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아. 될것 같아요. 중요한 건 앞에서도 좀 얘기를 했지만 물을 충분하게 마시는 거예요. 아. 음. 그럼 온도에 굳이 일일이 할 필요가 없겠네요. 네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입니다. Yes. 4번. 물은 식욕억제에 도움을 준다? O입니다. 예스. 습관 성향을 아마 열심히 하신 우리 단호블리 분들은 다 맞추셨겠죠? 식전에 한 30분 정도 물을 좀 마셔주게 되면 과식을 방지할 수도 있고 입이 심심하다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또 해소할 수도 있어요 이때 마시는 뭐 물은 한 뭐 200에서 300 물 한 컵 정도면은 괜찮고요 음. 아침 공복에 마셔주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왜요? 우리가 자면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네. 우리 몸에 수분이 나가게 되거든요 아마 저도 자면서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는데 네. 아침에는 공복 상태는 물이 되게 부족한 거의 탈수 상태 상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물 한 잔 들이키는 거가 너무 건강에 좋습니다 이게 근데 저잘안 되더라고요 급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어떤 거예요? 일단 화장실 가서 씻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내가 하는 원래 그런 습관에다가 습관 이어붙이기를 하면 좋거든요 서비스 태킹이라고 네. 그래서 씻으시잖아요 네. 그럼 씻고 나온 직후에 바로 물을 한번 마셔보세요 아, 오케이 로션을 발라야 하지만 그 전에 물을 먼저 마셔보겠습니다 피부 관리에 있어서도 물을 잘 드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샤워하고 나오시면 물 한 잔 먹었을 때 그때 한번 또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아. 여기에 이제 물 마시기에서 아침에 한 잔 먹었으니까 한번 딱 누릅니다 체크.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목표로 하는 8잔 중에 한 잔을 마신 거죠? 네. 나머지 7 잔을 드시는 것도 이제 네. 좀 습관을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알람 설정을 해서 드셔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좋다, 좋다. 오전 8 시쯤에첫 잔을 마셨다고 하면 은그 뒤에 한2시간 간격 정도로 해서 뭐여시 마셨으니까 1 0시 알람 한번 맞추고 1 2시뭐두시 뭐 이런 식으로 알람을 설정을 해놓으면 그때 이제 알람이 울렸을 때 물을 드시게 되겠죠? 알람 세팅 해놓도록 할게요. 네. 되게 간단한 건데 이 하나가 굉장히 강력해요 나에게 그 습관 신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나의 사이클에 맞춰서 알람 설정을 해보세요 제가 최근에 단호에서 비타민이랑 유산균이 나왔는데 그거를 사고 나서 이제 꾸준히 먹으려고 했는데 그게 진짜 생각보다 아침 저녁에 딱 이렇게 한 번씩인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알림을 해놨더니 좀 되더라고요 물도 그렇게 해서 습관을 한번 들여보도록 할게요 음 좋아요 좋습니다 우리 몸에 거의 약 70% 정도가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반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맞아요, 있기 때문에 맞아요. 얘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은 우리가 피곤해진다거나 뭐 변비가 생긴다거나 그 아까 말했던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아.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네. 물을 충분하게 마시는 거는 다이어트도 물론이거니와 건강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하니 잘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Good! 여러분들은 얼마나 맞추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는 게 어쨌든 중요하니까 이 네 가지 그렇죠. 정보를 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걸 적용을 하면 되니까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지난번에 이어서 다이어트에 대해서 아는 듯 모르는 듯 했던 정보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찢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음에 유익한 정보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까 전에 물 마시기를 할 수 있는 앱도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내가 얼마나 먹었는지 체크를 뿅뿅뿅 한 번씩 누를 때마다 또 포인트도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이 단호 앱에서 한번 물 마시기 습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